발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는 사실. 그러나 발바닥과 발뒤꿈치에 생기는 하얀 각질. 각질이 악화되면 발이 갈라지기도 하고 억지로 뜯으면 상처가 나서 세균 감염의 위험까지 있어요. 생활 속 불편함까지 이제 어떻게 하죠? 각질로 거칠어진 당신의 발 고온발 크림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에뮤오일,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등의 성분으로 피부 노화 예방, 피부 진정작용은 물론 피부 윤기까지 각질로 거칠어진 발에 골고루 펴바르기만 하면 끝! 고온발 크림의 효능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건강한 발을 원한다면 웰빙 헬스 고온발 크림